로스트아크 모험가 그 여러분과요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우리 천성치가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멀리 가덕도까지 찾아와 주시고 피자를 제공해 주신 로스트 아크 모험가 여러분들과 미스터 피자, 스마일 게이트, 희망 스튜디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